안 들리도록 잘 하고 시험을 오늘 이렇게 하는 거야 4층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진짜 관객 대박 관객 야바이 정말 관객분들에게 다 같이 스키 스케치 한번 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스키 스케치 처음에 우리 엔젤 살때 뒤에 보잖아 어. 아, 뒤에 거울인지도 모르고 어. 뒤에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? 어, 뒤에 너무 많이 오셨는데? 여기 그 멤버도 있더라 야 아, 진짜. 어 진짜 대박이야 왜냐면 어, 친구들 다 보이는데 거기도 꽉 차 있어요 저희 TV로 보면은 아무도 안 계시는 아무도 안 계시는데 <laughs> 나가니까 너무 많아 많아가지고 어. 깜짝 놀랐네 아. 진짜 깜짝 놀랐다 오른쪽에 어떤 팬분께서 계셨는데 이게 하트 나이사가 갑자기 <laughs> 아 맞아 같이 그때 나눠서 주셨어 저희 노래를 아, 예. 이러시더라고 아 너무 웃겨 항상 네.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때 기타 사때 아리가토 고